정신이 헐거워졌네. 대체 이걸로 뭘 한 거야? 머드타운에 가서 고치면 돼. 지금의 해류와 바람이면 3일 내로 갈 수 있어. 레이블 is always available.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 오 심상치. 아 씨. 앵글 차이 봐 진짜 와 Oh look at the class, look at the moves!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as that?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이씨.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t. 아! 비켜! 비키라고 좀! the Who. 어? 어? <laughs> 나이스 아, Good. C'était, c'était bon,